여기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요? 환하게 비추는 그빛 수많은 얼굴을 가진 세계 어? 화려한 도시 그 속에 사랑스런 미술 보여줘 고개 들어서 저 하늘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세계에 네가 있어 버틸 수 있을 거야 받아줘 이 노래 소리가 눈부신 빛이 될때넌 내게 소중해서 어려워진 자라나는 작은 천지 전설 속 천사가 나타났어 찬란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해 내 꿈은 선택이 아니야 자유를 향해 나갈 거야 상상 속에서 꿈꿨던 도시숲 위에 펼쳐진 하늘 모든 세계가 널 위해 요동치고 있잖아 받아줘 이 노래 소리가 눈부신 빛이 될때넌 내게 서 가진 작은 희망이니까 One, two, three, four 내몸 깊은 곳에 영원한 봄을 나의 두 번째 태양 눈부시고 빛나지 천설 속 천사가 나타났어 싶어 나와 소원이 빌자 조금 기다린다도 소중한 내 우정 영원할 테니까 내일을 너로 채워가고 싶어 얽히고 살켜서 우리 헤어지는 일 없도록 유비? 생일 축하해. 린 언니 최고! 다들 정말 고마워요.